Yes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마시멜로랑 맥넘 클래식 아이스크림은 준비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